memang mengubah selera karena 감사합니다. 네. 시발 문 잠금 걸렸다고 어머 세상에 어 꼬리 꼬리만 Don't let, don't let, won't let, won't let.